승리. 뚜비두바빠, 아, 뚜비두바빠. 어. 나는 나는 나는 어디론가 가고 싶네. 내 솜씨를 제대로 보여줄 시간이군. 주의 할머님. 음. Ha ha ha.